아 맞다 아 그 복귀 복귀해야 되는데 아 복, 복귀하고 배서 돌릴걸 아 맞다 아, 그 영상 날라갔다 어우 너무 많이 누르시는데 아 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는 거야?